예. 네, 여기 앉으요 불만 나면 먹는 거 아닌 건가? 소우유. 녹화지. 아 그리고 이 양념은 듬뿍 찍어졌죠 완전히 담 갖다 왔어요. 묵은 양념이라. 이번엔 진갈비살 이번엔 진갈비 음. 난 안창살 나는 소고기가 입에 들어가면 이래야 컵라면도 맛있다. 음. 나의 너무 많이 먹으시면 배부르니까.